그 동안 기다리신 동안 에어 이제 아이스가 공유하셨는 기본적으로 40점 후반을 봤을 때 13점, 13점, 13점, 13점, 13점, 13점, 1 3 귀엽죠? 이거 많이 사가지고 친구들 선물해줄 걸 그랬어요 만족 드디어 언박싱을 해볼게요. 어, 저는 이거를 그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는 교육 할인 스토어에서 이렇게 펜슬이랑 패드 합해서 108만원 정도에 샀어요. 오늘 가로수길 가서 픽업을 해왔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와이파이 64기가짜리예요. 짠! 어, 너무 예뻐. 어, 지문 생길까봐 무섭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이 필름도 샀거든요. 필름은 강화유리랑 저반사 필름, 그리고 종이 필름 이렇게 세 가지가 유명한데 저는 저반사 필름으로 샀어요. 이가 아피고 오잉 어떻게 하는 거지? 두둥 제가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를 프로로 샀어요 사실 프로 스펙은 저한테 너무 약간 오버 스펙인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거 애플펜슬 2세대는 프로밖에 안 된대요 어, 에어펜슬 1세대는 충전하는 게 좀 요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프로를 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짜잔 왜 안되지? 됐다 이거는 학교 앞에 있는 버블티 가게에서 컵홀더 대신에 이렇게 컵에 담아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쿠폰 대신 싸가지고 7개를 모으면 메뉴에 없는 새로운 메뉴를 준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가져갔는데 오늘 먹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있네요. 주면이었는데 이거 큰 거 맞지? 커플서 그 그거 모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몇개 모아요? 일개모았어 가져왔어요. 아, 네. <laughs> 너무 맛있지 비밀 비밀에 네. 아 비밀이 시크릿 음요네 아, 그리고 있어요? 그 그걸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laughs> 이거 뭐예요? 이렇 게더 웃김 <laughs> 아형 모르면 만들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야, 밀크티가 더 맛있다. 왜 숨기는 메뉴인지 알 것 같아. <laughs> 왜 시크릿인지 알겠다. 먼저 치고 종강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 알약 너무 필요하지 적힌 거 달라 과제 뚝딱 알약 필요하지 미친 그러지 않지 같아 성찌 성찌가 뭐야? 성실한 찌질이 생각해보면은 진짜 뭐놀러가자 이렇게 짠다 한 번도 없어 맨날 아 오늘 진짜 안가야 오늘 진짜 안가 집 간다 응. 집 가자 제일 왕치 이상을 봐야 되나? 하늘이 별로 이렇게 볼만한 데가 아, 아, 집 가고 싶다. 생일날 뭐 했어, 언니? 생일날? 미꾸라스틱이 어, 미꾸라스틱이 먹었어. <laughs> 나 가족이랑 매운탕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 미, 그 미끄럼치튀김 남은 걸 포장해왔거든 아, 근데 내가 거기 이제 자기 사촌 오빠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것도 내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난 진짜 완전 속았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줄건 없고 미끄럼치튀김이라도 주라 <laughs> 잠깐 보자 이래가지고 케이크 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 Bye. Bye. Bye. Bye. Bye. Bye. Bye. 나치방에 넣을 아주 너무너무 귀여운 무드등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자켓에 받쳐 입으려고 샀는데 지금 날씨가 진짜 추워져가지고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약간 얼룩져 있어요. 거였잖아. 네. 이건 이제 얘화각이얘 화각 겹치는 지점을 둘러 처리해요아